이 아이를 이제 문제적인 방법으로 내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제3의 장소인데 그때 동안 얘는 도망가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4명이 이 아이를 보디가드처럼 왔다 갔다 해요. 음. 처음에는 긴장하다가 그냥 밥 먹고 헤어지고 밥 먹고 음. 이렇게 보면 굉장히 풀리다 음, 밥을 먹고 있다가 음. 차를 세울때 네. 차를 세울때 차 뒤에 세우는 양옆에 타면은 애가 문을 열고 내리는 네 뒷좌석에 가운데 앉아 음, 있도록 음. 그러면 한 명, 두면세 명, 네 명이 있어야 되고 지가 가운데 음, 음. 타야 돼요. 자연스럽게 지 타야 돼요. 차갖고 뭐 재밌게 뭐 집으로 가는 하다가 전화기를 먼저 빼야 하는 어 내가 식당에다가 핸드폰을 조금 했는데 음. 어, 이 전화기 전에 전화, 내, 내가 전화해보자 이렇게 내가 내가 전화기를 꺼내면 음. 양옆에 있는 사람 자기를 확 뺏을 수 있겠죠 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제삶의 다른 사람이 응. 몇 시에 얘한테 전화를 하나 해달라는 거예요. 응. 그럼 얘가 전화기를 어, 전화 보니까 전화를 받겠죠. 응. 그럼 이때 옆에 는다 전화를 받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 그때 전화를 완전 전화를 차단시키고 그때부터 지가 막화장실에 가고 싶다, 뭐 배가 아프다 이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아. 화장실 아, 어디 때도 여기 이만 오셔놨다. 일단은 원룸에 이렇게 데려가는데 숙식할수 있는 제3의 장소를 구하시고 두달 네. 동안 숙식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을 하면 되네. 그리고 사람 세 명 있어야 되고, 네, 네, 네, 네, 세 명, 네 명.